sí. 슬슬 이쪽으로 이동되는 거죠. 지금. 무게가 많으니까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네, 이걸 안 집어넣으면 이게 안 갈라집니다 굉장히 깁니다 지금 역시 역시 미리가 여기가 지금 어디서 ya no hay. 액자로 가지고 죽었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쪽 에 가서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4인치 반. 등치가 큰 사람이니까 5인치 정도. 5인치. 4인치 반에 5인치. 1인치를 주 うん